어? 와! (2019년 6월 5일)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잠가놨어 일부러? 여러분들 일단은 패스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둘러볼 곳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궁금 솔직히 정답 궁금해 왜 문 잠겼는지 뭐 안에서 버튼을 눌러놔가지고 혹시라도 바람에 다치면서 이게 잠길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눌러놓은 기억이 없거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얘기 그만해 축구 보러 갈 사람 그냥 축구 보러 가 그냥 괜히 욕으로 끌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차이가 누구야 안에 누구야?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바로 비춰. 오해하니까 바로 비춰. 어느 한 군데도 바로 비춰. 바로 비춰. 바로 비춰. 누구 누구십니까? 너 누구야? 어? 너 어디 있어? 너 뭐야? 아, 하지 말라니까, 이 씨가 아까. 아. 아. 하지 마, 네가 왜? 아. 하지 말라니까. 너 너 콩이 아니야. 부적을 연달아 두 장을 태울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진정한 도발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냅두세요. 나는 이대로는 못 있어. 어? 어? 어? 어? 하지마 너 뭐야? 어? 이거 안 돼. 야, 얘들아. 이거 아니야. 장산범이다! 지로이님 똑같이 잘 들으셨습니다. 맞습니다. 이코리의 목소리를 따라했어요. 모르겠습니다. 저도 정확히 듣진 않아가지고 이게 뭐 똑같다 다르다 할수 없는데 누가 뭐- 누구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? 위에 누구 있습니까? 뭡니까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시라니까요. 하지 마세요. 더. 더 해봐. 지금 재밌어? 지금 하는 행동이 재밌... 말을 해. 어딨어? 재미지구나 네가 지금 이 상황이 재밌는 것 같구나 그만 장난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와, 와씨 지금 어디에 있는데? 말해. 더 크게 말해. 여기 있노? 얘기 안 해? 얘기 안 할 거야. 자, 시간이 없다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뭐지? 그렇지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반응을 안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수 있어 잠깐만 지 한번 가볼게 지하